이 이야기는 한 남자의 비참한 최후를 담은 비극적인 이야기다. 이 남자가 말하길 시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악마에게 영혼이라도 팔 것이다. 라는 말만 남긴 채 돌연 자취를 감추게 되었다. 와 내가 샀을 땐 2만원인데 왜 내가 사고 나면 항상 떨어지는 거지? 어이가 없네. 내가 굳이 필요 없을 때는 싸다가 좀 뭔가 해볼까 하면은 가격은 겁나 오르고 그 비싼 거에 사면은 가격이 폭 떨어져 난 왜 이럴까? 야너 내가 만약에 재련했을 때 진짜 만약에 진짜 만약이거든? 한 번 때려가지고 한 번에 다 성공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서버 최초 20일 재련하면은 너 나한테 뭐 해줄래? 내가 뭘 해줘야지? 어 친구니까 축하해줄게 그래 축하해줘 한번 때려보자 그러면은 찬송가 리믹스 어떠냐고요? 뭔가를 틀어가지고 잘 된건난한 번도 없어 내가 저번부터 말했어 이거는 상위 먼저 그럼 한번 가보자 뭐? 뭐 했어?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어, 갑자기 몸 기적 일어났어 방금 와야 방금 오졌다 야 진짜 야 뭐야 재련 쉽네 이거 21단계 금방 찍겠는데? 뭐 했어? 못 봤어 아 원클릭 해가지고 한 번에 재련됐어 이거 거의 이건 내가 다쓴 거 아니야? 아니야 아니야 내가 잘생겨서 그런 거임 또 또 헛소리 하시네 미쳤어봐야 미쳤 어 왜? 아, 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어? 야. 뭐? <laughs> 어려, 아, 아, 얼치기 오, 4단계, 오, 5단계. 진짜 쓰레기 병신 게임이라 진짜. 야, 이것도 돈가게 생겼어. 나 진짜 나 게임하기 싫어지는데 이거 어떻게 하냐 지금부터 그냥 그냥 홍해주를 쓰고 감을 맞추지 말자 그렇게 되는 거야? 응 야, 미쳤어 뭐야 글럭게다 썼어? 답도 없는데? 대답 와야 할 할와와 야. 감탄사밖에 안 나오더라 지금 나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 와 에이, 게임 아니야 이거 <laughs> 이렇게 쓰고 오폴